아침 시간에는 아, 하나님이 아, 아,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분노해서 너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어, 사람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다. 참 하나님 마음은 너무너무나 아, 아프셨다. 그러면 이제 홍수가 어떻게 실제로 홍수라는 것이 어떻게 내리가 내리게 됐는가? 아. 자 그거는 여러분이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됩니다. 음. 여기에 이제 여기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이게 하나님의 신 옛날 성경은 신이라고 그랬지만 신이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어. 음, 수면에. 음, 여기 보면 어, 이제 이 땅은 혼돈하고 공하다땅이라는 것이 지구입니다. 지구는 어, 지구가 있는 곳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d 아, a 그 흑암이고, 그리고 그 깊음 위에 예, 네, 있고, 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이걸 이제 그림으로 잠깐 그리면 땅에 있는 곳은 어떤 데라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깊음이다 지금 이 광경을 아, 저 자신부터도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지구가 아직도 어? 지구가 아, 만들어지기 전에는 막 엉망이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예. 어, 그랬던 것 같아. 아, 그랬는데 제가 참 차츰차츰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온 우주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왜 그렇게 혼돈하고 공하고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이신데 질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야. 근데 이게 흑암이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도 여기는 뭐요 혼돈이야. 왜이까 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의 하나님, 아, 생명의 하나님, 아, 질서의 하나님. 아, 여러분, 생명은 그 자체가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렇게나 어,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음. 그래서 그 아, 이제 그래서 그 그것에 대해서 참 그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한 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여기 이제 용. 그 다음에 용과 그의 뭐예요? 그의 사자들도 있었다. 용은 누구예요? 용은 마귀 사단입니다. 용과 그 용을 따르는 사단을 따르는 사자들, 사자들이라면 천사들입니다. 음. 그래서 용을 사단을 따르는 천사가 있었다. 예. 그리고는 전쟁이 있었다. 아. 예, 이 미가엘은 좋은 천사라고 보면 돼요. 음. 어, 어떤 어, 어떤 학자들은 뭐 이거를 예수님이라고도 뭐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그러니까 사단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용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미가엘은 예수가 아닐까 뭐, 뭐 이거 꼭 이건 누가 옳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천사들이 사단과 더불어 싸웠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무슨 전쟁일까요? 자, 이, 이거는 뭐를 나타내고 있냐면은, 사단이 하나님에 대하여 야단이라는 그 말의 뜻 자체가 아 이게 대적하다 대적 대적자 대적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즉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 뜻에 반대했다는 뜻입니다. 아. 어떤 뜻을 반대했을까요? 그래서 사단은 그 전쟁 후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분리가 돼서 어디로 보내졌게? 땅을 땅으로 보내졌습니다. 아시겠죠? 예. 큰 용이 사단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땅으로 내가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금방 악령을 물어보셨는데, 이 악령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입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악령도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러죠. 그렇죠? 성령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힘을 받습니다. 그 힘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래. 그 복음의 능력이 생명력이요. 그것이 치유력이라.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은 치유되기 위해서는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는 켜지게 하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바로 무엇의 힘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이란 건 뭐예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소식, good news, 복된 소식 또는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이 와서 나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면서 성령을 함께 주셔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뭐예요? 힘. 음. 그 힘이 우리에게 우리를 죽은 자를 어떻게 하고 산 자로 만들어 준다. 예. 왜 생명을 주니까. 그래서 어,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으로 그렇죠. 우리가 가인 얘기도 보니까 가인은 이게 바뀌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예, 조건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무조건적 사랑을 어, 그 은혜를 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모든 질병의 치유는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 그런 걸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치료 차원이다. 일시적인. 예. 그러나 치유는 오로지 무엇으로만 일어날 수 있다? 예,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예. 말씀의 능력, 말씀으로 치료한다. 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치유가 있습니다. 말씀, 뭐 이거는 복음, 복음 속에 있는 힘, 말씀의 능력. 그로 치유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치유. 이게 성경적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방법이란 게 있습니다. 쇠 빌린 방법들, 여러 잡다한 방법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법을 다 해봐도 그거는 안 되게 돼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신 분들이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거를 하나님이 아담,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부르는 뭐예요? 생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영을 부르는다. 음. 그래서 어, 이 악령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악령은 어, 결국은 악령은 생명이 생명이 아니죠, 그렇죠? 어, 생명이 아닌 것들은 다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없어져 버린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악령이 이렇게 살아서 어,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어,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는 악령은 끝나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자 <clears throat>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아 결국 땅이라는 곳은 땅 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 지구는 누가 거하고 있었어? 사탄과 악령들이야. 그러니까 혼돈하고 <laughs> 그렇죠. 흑암이고, 예.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 그래서 좀 저도 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뭐 해요? 공허해. 야,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 그래서, 그래서 죽으면 끝나고, 이게 뭐야, 이게. 산다는 게 아무런, 뭐예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그럴듯하고 또 아닌 것 같고 혼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아, 그 땅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그거 항상 대칭적, 대조적 개념입니다. 하늘은 누가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 빛이 없는 곳. 그러니까 어죠 질서가 없는 곳, 그러니까 뭐예요? 혼돈이지. 의미가 하늘은 의미가 있는 곳이고 땅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공허한 곳이야. 어. 아시겠죠? 그곳에 이제 예, 그 그곳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자 이게 이제 땅 지구라고 합시다 땅 있고 그 땅에 땅의 표면에 뭐가 있다? 물이다. 물로 땅이 쌓여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아까 보신 것은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근데 하나님의 영은 무엇에 이물 표면, 수면, 여기에 어떻게? 운행하고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어,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아, 음, 예레미야, 내가 땅을 본 적, 뭐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거기에는 뭐가 없어? 빛이 없다. 요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걸 보니까 뭐가 없다? 이게 창세 때하고 똑같아. 그렇죠? 음. 땅을 본 적, 본다. 그걸 보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성을,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면서 내가 땅을 본 적, 땅에 진리가 없어. 빛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공허하고 아, 아, 아. 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다. 그렇죠. 빛이 없다. 이 말은 그런 어떤 물리적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상태를 얘기하는 거구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그래서 그 땅, 땅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뭐가 와 있어 지금? 응? 음? 사단이 와 있어. 아, 악령들이 와 있어. 우글거려 여기. 왜? 하늘에 전쟁이 있고 난 뒤에 일로 보냈으니까. 그 전쟁의 내용은 뭘까? 그렇지. 예. 예. 예.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뭐를 반기를 든 사단이에요. 어. 그렇게 무조건 사랑하면 안 되겠다. 나쁜 짓 할 때는 어떻게? 말 안 들을 때는 혼내주고, 그렇게 통치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 그것이 논쟁이 된 것을 하늘의 전쟁이라 그럽니다. 요거를 모르면 이 창세기 1장부터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아 이제는 어, 땅이 있는 곳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줄을 알겠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누구를 창조해야 됩니까? 네? 예? 여기 사람을 창조해야 돼. 에덴의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게 됐어. 그래서 노아 홍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음.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해야 되니까 그럴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리라. 궁창은 어, 쉬운 말로 하면 창공입니다. 창공. 여기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물들 가운데 뭐가 있으라?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십니다. 자, 물. 그래서 이제 물로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네. 네. 네. 땅이고 이제 물이 꽉 차서 천공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 물과 물이 나뉘도록 하라. 그래서 땅을 싸고 있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천공을 이 공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나눴어, 그렇죠? 나눠 가지고 위에도 어떻게 물층이 있게 되었다. 네. 그리고 어디에 공간이 생겼어 이제 여기 공간이 생겼어 공간, 천국이 생겼어. 그 다음에 하늘 아래 여기 보면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하늘 아래의 물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물은 하늘 윗물입니다. 그렇죠? 윗물이고 여기 물은 하늘 아래 물이야. 아랫물이 땅을 어떻게 완전히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네, 예, 이렇뭐 아래 물들이 어떻게 한 곳으로 모이라. 그래가 그럼 그러면 땅이 나타나겠어 안 나타나겠어? 어, 그래서 이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땅이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곳을 바다라고 부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지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었다. 그래서 어, 이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래 가지고 어떻게 땅 위에다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 창, 어, 어, 아, 아, 아, 창설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예,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 요거 요거를 알아야 홍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홍수가 어떻게 내렸냐. 그러니까 아, 여기 이제 윗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네. 물층이 아래에도 물이 있고 어떻게 위에도 물이 있고 거기에 이제 궁청 공간 천공이 있었다. 근데 요건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물의 표면 수면에 어떻게 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수면에, 수면에서 움직이고 계셨다. 아, 저는, 그래서, 이 땅은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혼돈하고 한다는 것은 그 이유는 이제 밝혀졌죠, 그렇죠? 예. 네. 이 땅에 누가 와 있기 때문이다? 사단과 악령들이 와 있기 때문이다. 악령, 사단은 거짓의 영이야. 진리의 영이 아니야. 어둠의 영이고 사망의 영이야. 음. 자, 왜 일로 왔다? 네, 쫓겨났어요. 왜? 생각이 틀려. 생각이 틀리면 같이 살 수가 없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땅으로 가 있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 수면에 운행한다 하고 있다. 이 수면 밑에는 누가 살고 있는데? 네, 악령들이 살고 있어. 악년들은 뭐 공기도 필요 없고 아무 필요 없어. 그냥 물 속에도 있을 수 있고 어디나 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운행이라는 단어가 참 어, 이게 감성이 없는 어, 그냥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이게 진짜 히브리 말로 원어로 찾아보면 새가 뭐 하는 것과 같아? 알을 품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달기 여러분 계란은 어떻게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살리려고. 음. 그러면서 여러분 계란을 암탉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굴려요. 이렇게. 왜 골고루 짜요? 이게 안 굴르면 밑바닥은 눌려서 나중에 죽어. 그 밑바닥이 재팔치면 그래서 30분 정도마다 굴려줘요. 참, 예, 그게 엄마 암탉의 뭐예요? 사랑이야. 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운행하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은 이 지구를 예? 하나님이라는 암탉은 이 지구를 어떻게 해요? 계란처럼 보호하고 계신다. 이 지구에 와 있는 놈들이 누군데? 사단이고 악령인데도 얘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야. 원수도 사랑한다는 것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수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 확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 보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전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문둥병도 고쳐주고 뭐 회개하란 말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저 어, 12년 동안 혈두, 류병을 앓던 여자도 너 회개해야 고쳐주지. 이런 거 뭐예요? 없이 여자가 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믿음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악령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 땅에 쫓겨왔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있는 곳을 떠나지 뭐요 못하고 예. 그래서 마치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암탈구로 하나님을 암탈구로 묘사한 그 아십니까? 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탈기 누, 누구를 누구를 그 날개 아래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 이거 이거 같은 얘기야. 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처럼 철저히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변질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 보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보낸 거예요. 영을 보내가지고 자꾸 끌어안는 거예요. 그런 말씀 기억나세요? 네,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날개 아래 모려 한 것처럼 내가 몇 번이나 그렇게 했다. 그래도 너는 너희는 너희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게 마태복음 24장. 목사님 마태복음 20 몇 장이죠 그게? 아, 마태복음 23장이네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뭐예요? 너희가 거절했다 이거야. 어? 그 어?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거야. 어?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어떻게 살리려고 애를 써도 너희는 원치 않았다. 즉 원치 않았다는 것은 생명을 주려고 모아도 생명을 받지 않고 죽으려고 쉬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 홍수로 죽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한탄하고 후회했다. 내가 그들을 지은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놈의 새끼들 싹 죽여버려야지.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도 참 이 사단과 악령들, 악의 천사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이야. 걔네들을 어떻게 영영 걔네들이 죽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역사. 그건 하나님은 이 안에서, 응? 이 안에서, 이 땅 안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마음을 돌려보기 위하여 저렇게 계속 포기하시지 않고 뭐를 주시고 계신다? 사랑을 베푸고 계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하나님이 가로사대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왜그그 그, 그 개들만 있는 그 악령들만 있는 곳에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있으라 그랬을까? 하나 거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이 있도록 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쫓겨났지만은 얘들도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뭐가 있으라? 그 진리, 빛이 있으라. 예, 이렇게 됩니다. 요 배경이 있어야 여러분 홍수가 어떻게 내렸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랫물하고 뭐예요? 윗물이 있고 이게 이제 창공인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셨죠? 그럼 어떻게 하면 가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물을 쪼개야지 그렇죠. 물쪼개져요안 쪼개져요. 안 쪼개지잖아요. 칼로 물백이라 그러잖아. <laughs> 네? 쪼갰다 싶어도 어떻게? 첫 곳은 부터버려 그럼 왜 그래요? 그 물의 무게 때문에 중력이 작용해서 안 좋겠죠. 그 중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서 물이 다시 합치지 못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 물을 쪼개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서 누가 계시는 거야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일부에서 또 한 거 있는데, 여러분, 원자 핵, 핵 속에 뭐가 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 양성자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다? 양전기를 띠고 있다. 그래서 양정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꽉 이렇게 접근을 하면 어떻게? 밀어내는 힘은 대단하다. 그거를 밀어내지 못하는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무슨 에너지가 있다? 영적 에너지가 있다. 영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 위로 그러실수 있다. 예수님의 영적 에너지는 중력이라는 힘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탁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참 지구 환경이 최고였어. 네, 남극과 북극도 없어. 왜 없게? 햇볕이 어떻게 해요? 물을 데워 가지고 온 지구가 어떻게 타타하고 어? 그때까지는 비도 뭐예요? 안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홍수가 난다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홍수가 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때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갈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중력을 지배해서 길을 탁 내줬어요. 그런데 바로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놈의 새끼는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랬어요? 왜 바로와 애굽 군대가 홍해 속으로 들어왔을 때는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물을 어떻게 물을 중력을 지배해서 물을 가르는 이 두 손길을 어떻게 거두었어요. 거두면 어떻게 돼? 팔. 왜 거두었어요? 홍해가 탁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바로가 탁 와서 보니까 와 바로에게도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를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바로도 어떻게 자기에게로 돌아오도록 구원하고 싶어서 그럴 때 성령은 바로에게 뭐라고 속삭였을까? 그 바로도 이, 이, 그걸 알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를 가르신 분이다? 예, 이거 가르신 분이다. 그리고 사람을, 그래서 땅을 어, 나타나게 하고, 그 땅 위에 인간을 지으셨다고 가르치는 그런 신이다. 참 웃긴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날 딱 보니까 뭐예요? 물이 어떻게, 칼로 있어 그러면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요. 그때 이제 바로가 그때 바로 왕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야. 아시겠죠? 성령이 뭐라 그랬겠어요? 바로야.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일 뿐이야. 신은 오직 한 신이 있는데 누구야? 나야. 내가 뭘 갈랐지. 너는 그거 할수 있어? 못하지. 나는 신이 아니야. 태양도 신이 아니야. 태양이 이런 물 가르는 일을 할 수가 없어. 내 품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바로도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돌리게 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렇게 글을 쓰셨던 분이에요. 음.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바로는 또 악령은 뭐라 그랬게 뭐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물을 갈랐다고 웃기지 마. 이거는 이 자연계에 가끔 있을 수 있는 뭐예요? 자연 현상에 불과해. 요 예? 하나님이 이루고 있는 거 아니야. 선택입니다. 성령과 악령의 선택. 바로는 누구를 선택해 버렸어요? 악령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바로를 위하여는 물을 가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바로가 거부해서 그 아니야 아니라고 했으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이 물을 가르쳤다 할 때 그것을 믿고 그 홍해 가운데로 들어가서 어, 광야로 갔죠. 그렇죠. 그러나 애굽 바로왕과 바로왕을 따르는 군인들은 그거를 믿을게 안 믿을게? 농인 자연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자연 현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부당하신 하나님은 바로를 죽이기 위하여 물을 일부러 합친 게 아니야. 바로는 그것을 믿지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를 뭐요? 하나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으시고 어떻게 그 물을 갈르셨던 손을 어떻게 그 손을 거두셨다. 그럴 때 뭐? 하나님의 눈에서는 뭐가 흘렀다? 눈물이 눈물이 고였다. 이렇게 보셔야 돼. 바로 애굽 백성은 나쁜 놈들이니까 물딱 갈라놨다가 어떻게 들어와 들어와 딱 들어와 와 해서 쭉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조건적이며 유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불행히도 그렇게 오해하고 들리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고 나면 하고 있으면 이 하나 이 사단과 악령이 와 있는 이 지구를 떠나지를 하나님이 못하고 어떻게 운행하고 있다는 말도 사랑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빛 없는 곳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빛이 뭐예요? 있어라. 아, 이것만 해도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근데 여기다가 왜 사람을 창조하신다고 하나님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조건적으로 어떻게 한번 인간을 속이고 한 번 통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사단을 뭐라 불러요? 세상 임금이라 그래. 네가 한 번 임금 노릇 해봐라. 무엇으로? 무엇으로 통치해라? 조건적으로 통치. 제 음. 그래서 조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으로 엉망이 된 참에 드디어 빛이신 창세전에 약속하셨던 누가 오시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탁 와서 무조건적 사랑을 탁 그러면 지구상의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 선택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조건적인 것을 계속 고집하고 나가면은 그것은 그 응? 죄삭슨 뭐라 사망이고 조건적으로 살다가 내가 병이 들었구나 그렇게 증오하고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조건적 사랑이란 건 자기중심적 아니에요. 응? 내말 잘 들어주면 사랑할 거고 안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뭐요 미워할 거다. 어, 이기심이요, 욕심이죠. 그것은 정상이 아니야. 말 안 들으면 혼내서 죽일 수도 있고 그건 아니야. 네. 인간이 스스로 무조건적 사랑을 포기하고 사단이 주장하는 대로 조건적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죽는 거야요병들 자, 이렇게 정리가 탁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음. 근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이 지구상의 모든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다. 하시고, 네. 자기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복음, 구원의 소식을 어떻게 전하라 이거지.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드디어 암에 걸려가지고, <laughs> 예. 네. 그래서, 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구나. 를 깨달으면서 예, 조건적으로 살 때는 점점 건강한 몸도 병들어 가더니 다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니 생기가 나기 시작하고 유전자가 켜지면서 치유되어 가시고 있다. 그래서 잡아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돌아 드디어 홍수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라고 해서 아, 그 당시 막 아, 죄악이 막 아, 인간들이 악해지니까 이 자식들이 막 홍수를 내려가지고 죽여버려야 되 돼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서 음. 7장에 아, 가야 됩니다. 자, 노아가 600세대 된 해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뭐예요? 창들이 열려 음, 우리가 바다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지하수도 있어. 그 깊은 샘들이 어떻게 터져 나오고 팍그 비가 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바치고 있던 손길을 채우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손길을 거두시면서 왜 손길을 거두셔야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뭐 궁창을 만드셨다고 하여튼 이 성경 자체를 어떻게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바치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바치고 있던 윗물과 아랫물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서 깊은 샘들이 터지고 이 터지면서 땅이 뭐요? 폭발하다시피 그래 가지고 지금 이런 아주 험한 산들이 생기고 이렇게 막이지구의 대격변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떤 데 가면 뭐예요? 산 꼭대기인데 뭐가 있어? 조개 껍질들이 있다고. 밑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해, 저에 있는 땅으로 막 윤기가 돼서 올라오고. 네. 그렇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음, 하나님을 거부하면, 이런 일이 어떻게, 그 결과로 이런 변을 당할 수밖에 그렇죠. 어.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을 아끼지 않으면 돈만 보고 자연을 자꾸 파괴하면 지금 이런 굉장한 기후 변화가 지금 생겼어 안 생겼어요. 예. 비가 와도 어떻게 중국 보세요. 막, 와, 오고 막 태풍이 불어도 이제 이제 주체를 못할 정도로 심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 새끼들 어? 자연을 파괴하니까 어떻게 어? 혼좀 내줘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인간의 그 욕심의 결과가 이러한 격, 자연 격변으로 일어나는 식으로 노아의 홍수도 이러 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함성을 지르겠다. 예, 아시겠죠? 와, 이거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어? 나쁜 놈들을 죽여가지고 심판해버렸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죽여버렸다. 그게 아니다. 심판이란 게 결국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뭐 속으로 가? 사망으로 간다고 이 자연도 다 파괴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 저는 제가 가을을 참 참 좋아했어요. 네. 단풍잎, 단풍잎 하나하나를 보면, 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생일 때, 생일이 10월 16일이거든요. 그, 그때가 단풍 절정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 한국에 있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기 전이야. 저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근데 단풍이 이쁜 단풍을 어떻게 골라가지고 갖다 주려고. 그리고 근데이 단풍이 참 좋아서 이제는 단풍 잎사귀 따가지고 갖다 주고 싶은 그런 단풍잎이 뭐요 없어요. 네, 다 단풍이 잎사귀에 떨어지기 전에 나뭇가지에 붙어가 다 어떻게 말라 비틀어져 버려. 그런 적이 없었어.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 네. 이게 공기 오염에다가 이 땅의 영양소가 결핍되고 이게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창조주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삭막해져가고 미국 선거도 세상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 이렇게 부정을 하고. 이 미국이 저렇게 되면 이제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뭐예요? 없어. 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믿을 수도 없어요. 음, 그렇죠. 이제 미국도 알고 보면, 여러분, 예,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조금 낫지. 다, 다 악의 세력이 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 적어도 노아 홍수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네, 그렇게 죽여버렸다. 라고는 그런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홍수는 어떻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으로 생명으로 돌아오기를 어떻게 거부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기 전에도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죽기 전에도 이미 무슨 자들이었다? 죽은 자들이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 속에서 죽기 전에 숨지기 전에 무조건적 산업으로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인간들은 하나님께 오기를 어? 병아리들을 그렇게 어떻게 모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뭐요?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우리들의 죽음은 한 십자가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기를 어떻게 원치 아니하면 그것은 결국은 죽음으로 결말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어, 복음을 믿지도 않고 안 돌아오는 놈들은 죽여버려야 돼. 안 죽여도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더라고. 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영생하도록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거부하면 죽을 수밖에 뭐요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그걸 안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피 흘리시고 그랬는데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 그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시고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회복되어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늦었으니까 기도하고 참으로 죽은 죄인들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이지 않아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이 죄인들을 주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노아 시대는 노아의 식구 이후에는 여덟 식구 이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확실하게 죽음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궁창을 만들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살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부당하신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으시고 그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시던 손길을 거두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악령들이 보내어진 이 땅, 이 지구도 하나님이 떠나지 못해서 그 수면을 운행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런 사랑을 꼭 기억하고 어떤 우리가 어떤 죄를 앞으로도 지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일곱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